안녕하세요 현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스테이 포커스 이종주 코치님과 3점슛 대결을 진행해 볼예정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슈터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도장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이정준 코치님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본 프로 선수팀인데요 송인성 형이 농구 인생 인터뷰에서 뽑으신 최고의 슈터로 끝내내신 코치님이시거든요 슈팅 가드에는 이정준 선수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일본에서 선수 생활하고 바로 건너왔을 네, 네,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연습 경기를 같이 같은 팀으로 뛰었거든요 같이 뛰기가 쪽팔리더라고요 슛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걸 다 저보다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키는 뭐 20cm 큰데, 큰데 런닝량도 좋고 패싱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의 3점 슛이 뭐한 11개 던져서 10개? 뭐이 정도로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한 반은 step back이었습니다. <laughs> 네, 옆에서 쪽팔려가지고 농구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포스 이정준 코치고요 어, 오늘 한주혁 선수가 그 슛 대결을 대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좋은 결과 있도록 네, 멋진 승부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실 게임은 오른쪽 코너, 45도 팝, 왼쪽 4 5 왼쪽 코너 다 개의 포인트 있잖아요. 다 개의 포인트에서 각각 다 개씩 하나네혹시뽑았을까물은저희가아네편하신아네이렇게그러면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 Let's get it! 스테이크버스에전화를끼러왔다라지야 간다 간다 জানিব 오늘 네, 세이프버스 이종중 코치님이랑 코칭 대결 해봤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3무 2패 했습니다 정준이 형 기준으로는 2승 3무 했는데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평상시 같은 이겨야 정상인데 여기가 홈코트기도 하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골대라서 저한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기게 된 거고요. <laughs> 게임도 지금 왜 넣어줬는데 <laughs> 게임도 지금. <laughs> 네, 그러면 오늘 편집 컨텐츠는 저희 원패로 스테이 포커스는 스테이 포커스 도장은 다음에 제가 좀더 연습하고 나서 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